짜잔 이게 무슨 소리야? 까까 소리 들었어 또? 까까 소리 들었어 루디 <laughs> 들었어 소리를 <laughs> 까까 소리 들었어 특별히 빨간색 없잖아요 네. 그래서 지금 간 기능 검사 에서 보시면 특별히 정상 범위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 없이 다들 음. 둘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심장 고양이나 폐사심도 정확하게 다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호흡 맞지 않는 문제가 없다 이 판단해서 루시야 오빠 없어서 우울해? 없어 쪽으로 가셔서 오빠 어디 갔어? 아무도 없어 루시밖에 없어 카 그동안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있었지? 그러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약 먹고 음. 충분히 집에서 잘 쉬면 특별히 문제는 없어 scaler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펄리싱이라고 해서 이제 꺼끌꺼끌하게 scaler가 지나간 자리는 얘가 부드럽게 잉 하면서 어. 이제 부드럽게 연마를 해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연마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치실도좀 꼼꼼하게 제거를 해줬어요. 오. 이런 부분은 이제 염증이 있는 부분 이 어. 자리잖아요. 그래서 scaler를 안에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치석까지 다 제거를 음. 시켜줬고 입치가 어. 빠졌었습니다. 아이고. 지금 보시면 요 이죠. 네, 흔들리. 예, 네, 요 이가 그냥 어 뭐라 그래야 되죠? 단단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이가 아니었고 그냥 여기에 달려 있는 이처럼 됐었어요. <gasps>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기가 그 굳이 이가 여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. 유치는 그냥 빼주는 게 좋을 것 어, 같아서 그래서, 그래서 그냥 바로 쏙 뺐어요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배고팠 아, 아무것도 못 먹고